그대지 지금 화났어 목소리가 건드려가지고 끔찍한 또 화날 예정이야 왠줄 알아? 쭈빼기! <laughs> This is Sparta! <laughs> 끔찍해 화났어 백선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

싫어? 싫어? 응 아니야 싫어할 거냐?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꽁초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 안 건드릴게 어?